내가 어. 와. 와.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. 아침부터 오, morning, 이쁘죠? 카메라. 저 이쁘죠? 원래 머리 잘 안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그래도 결혼식이니까 오늘 진짜 이쁜 것 같아. 원래 머리를 잘 안 하는데 네, 진짜 숙소에서 고데기를 들고 살아요. <laughs> 고데 앞머리 그 머리를 펴야 돼 가지고. 태호 형이 항상 하는 그 머리가 한 시간 만에 나오는 머리요. 자 무인도에 태호가 간다. 뭐가 제일 필요하냐? 거울 고데기 두 개만 주세요. 드라이 드라이 아 드라이 드라이 정도까지 세 개딱 아, 그 스프레이가 필요해요 아, 세 개는 우리나라를 붙여야 되거든요 세 개는 뭐 스프레이 고데기 드라이 거울 거울 요 까뿐 속에 노란 나는 슬픈 비애로 나 멀리 와버렸어 I'm coming home 이제 다시 돌아갈래 어릴 적제 자리로 우린 다시 돌아갈래 세탁기 꽃이로 되 네, 오랜만에 홍대 나오니 기분 되게 좋아요 뭔가 사줘요 네? 얼마예요? 나 분홍 좋아요 커밍 못한 지가 어느 상황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 얘도 분홍 후드티 입고 있어 어. 어? 어? 괜찮은데? 괜찮다 이거 이런 친구, 디테일 괜찮은데? 이 친구 좀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요? 키패, 키패 두고 들고 다니겠 들고 다 누가 <laughs>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어? 이것도 예쁘다 어? 드디어 그의 취향을 찾았다 아, 드디어 어? 이거 있는 거 아니야? 어? 근데 이거 색깔이 이거 좀 너무 진해요 아. 내일 분홍 후드티 입을 거거든 그쵸 분홍 후드티를 또 찾으러 가야 돼자 저희는 이제 쇼핑을 끝냈어요 저는 폴라티랑 뭐 이렇게 코트 같은 거좀 샀고요 맞아요 내일 입는 걸 기대하시라고요 그리고 웅재는 예, 뭐 샀는데 네 저희 또 이쁘게 입고 열심히 남의 나들 응원하고 올게요 안녕 가장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금으로부터 30분 예상해 봅니다. 네, 옷 다 입고 30분. 네. 이제 시작이죠, 태호 형. 네, 지금은 12시 15분. 이제 나이미디스 누나들한테 응원 가는데요. 그래서 지금 남의 누나들 응원을 듣고 이, 있는 중입니다. 어, 제가 댄서를 했었는데 네, 뒤에서 이제 백업 댄스를 좀 했었는데 그때 진짜 자주 갔던 곳이 인기가 뮤뱅, 엠카, 음중인데 오늘은 그곳 중에 한 곳인 인가에 가니까 너무 설레요 가양 그곳에 그 꼭대기층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식당이 있어요 3층인가 4층인가 헷갈리는데 거기에 샌드위치 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은 인기가요 한 기분도 안 들었어요 댄스 할 때도 그걸 먹어야 약간 방송을 한 기분? 네 명물이에요 인가 명물 인가 샌드위치 제가 그걸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이 카메라가 막 렌즈가 움직이는 따라와 나를 오. 저희는 지금 그 인기가요에 가장 맛있다는 샌드위치를 먹으러 맛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찐만두도 하나 주시고 요 찐만두 하나를 득템하셨습니다 그쵸 이, 이게 바로 음, 음, 음, 맛있어 아 이슬만 하늘에서 내리 하늘 맛있어 마지막 신혼여행을 가게 됐어 숨겨있자기 본능을 깨어내겠다고 드디어 내가 오늘 드디어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다? 꼬마빠 뭐 먹어야 돼 결혼을, 결혼을 해 결혼식 올리고 이제 이제 그 가자아 신혼여행 가잖아 너무 신혼여행 가서 이제 허니문을 하겠다 나이스 허니문 와와 라이브니스라는 방송하시는데 저희가 네. 좀 힘이 되고자 예그도 좀 불러드리고 하고자 왔는데 네, 지금 날씨 어요 제가 드디어 나인뮤지스의 무대를 직접 보는 순간이 왔는데 어땠나요? 아. 아. 아무튼 이렇게 잘생긴 우리 동생들이 응원해줘서 저희 되게 기 많이 받고 잘할 수있을것 같아요 아 너무 좋고 일찍 와서 우리 동생들을 기다려줬어요 아 너무 든든하고 아, 식구가 더 늘어서 행복합니다 크자 네. 아 빨리 데뷔했으면 좋겠어 우리 실력 있는 임팩트 분들 빨리빨리 데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나인뮤스도 지 우리 임팩트 데뷔 무대 우와. 응원 가기로 우와. 약속하고 갑니다. 봐야지 봐야지. 하나 둘 셋. 나의미스 임팩트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안녕. 진짜 오늘 너무 잘 봤어요. 오늘 내 무대 봐서 뿌듯하고 꼭 저희 데뷔할 때 누나들 오셔서 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찍겠습니다. 음. 저희도 언젠간 저렇게 선배님들처럼 무대 위에서 그렇죠. 저런 모습 보여, 네. 보여드릴게요. 빨리. 네. 다음에 올 때는 무조건 무대스로 올게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, 위에! 임팩트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좀 낮은 톤이랄까 좀 쓸쓸한 느낌. 아, 이 그루을 혼자 타는 그게 있는데 아 이따가 그럼 녹음할 때 찍어보세요. 아 맞아 그러니까 녹음할 때 다 보여드릴게요. 찍어주세요. 이따 예, 보여드릴게요. 네.